그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살펴보죠. 댓글을 살펴보다가 넷플릭스 데스노트 오늘 리뷰할 영화는 넷플릭스 데스노트입니다.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불안했어요. 애니메이션, 만화 원작 헐리우드 영화들을 볼 거는 거의 헬스크림 녹차라떼 마시던 시절부터 등신 샌드위치 같기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어거지로 우겨놓은 액션씬, 원작을 무시하는 캐스팅과 연기. 일본 실사 영화들의 문제가 원작만 지키려고 하는 거라면 헐리우드 실사 영화들의 문제는 원작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이 영화도 끔찍한 몰골로 기어나와 제 눈을 불태웠죠. 자... 그래서 이 영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할당제의 희생양으로 등장한 레 e 디 안경 쓰고 자장가를 들어야 잠들 수 있는 흑인엘과 로맨스, 코미디 영화만 찍다 와서 그런지 영화를 세기말로 만들어버린 라이터 여기서 라이트 터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화룡점정을 찍은 류크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는 데스노트 초반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노트를 죽고 FBI 수사관 뭐 그런 전개 말이죠. 여기에 여친 꼬시려고 범죄자를 죽이기 시작한다는 점과 여친이 FBI 수사관을 전멸시키는 것만 빼면요. 아 그리고 류크는 전쟁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길드 everything! 등장부터 이말년을 소환해서 교실을 바랄라로 던져버리는 연출과 함께 영화 내의 최종 음악 분위기를 풍기죠. 그러고 나서 결국 하는 일이라고는 대관람사 못할 컨벤션입니다. 라이터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여자친구를 꼬시기 위해 범죄자 학살을 시작하는데 역시나 이 때문에 꼬리를 밟혀 흑인애가 대면을 하게 되죠. 데스노트의 명장면 중 하나인 저는 애리입니다이 장면만입니다. 근데 이 등신 빠가사리 새끼는 이러죠. 나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존나 잔인하게 찢어 말겠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이제 우리가 거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흑인애를 이럽니다. 아하 나는 네 아버지가 안 죽는 거 보고 근거도 단서 없이 널 찾아 하는데 영장 나가신다. 그러는 사이에도 류크는 길데몰. 뭐 사실 영장은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라이토는 와타리를 이용해 엘의 본명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와타리 본명이 와타리예요. 데스노트 뉴월드 이후에 그 이상의 부관 삼신은 없을 거랍믿었지만 결국 이런 작품이 나와버렸군요. 물론 원작을 제외하고 보면 재밌긴 합니다. 애들 지능이 뉴트리아 수준인 것만 빼면요. 데스노트를 추리물이 아닌 액션 영화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걸 보여준 듯한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데스노트를 보는 사람들은 추리 대결을 보고 싶은 거지 병신 같은 추격신으로 5분을 소모하는 걸 보려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체 왜 원작 IP를 사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이었습니다.